만세이 아, 찾아온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될수 있기를 그림자는 어디에 없어 고통은 잠깐일 테니까 가장 짙은 어둠을 벗어날 수 있어 숨을 필요 겨울 육구의 시간 그림자는 어디에 있지? 너의 시간을 빼앗겠어. 고통을 잠깐할 테니다 가장 어두운 날. 어둠의 세계로 고통이 잠깐일 테니까 가장 짙은 어둠을 숨을 필요 너의 시간을 빼앗겠어 침묵의 침 어둠의 세계로 최고의 시간 결과 육 시간 의무도 책임도 아냐? 이것이